오늘은 닭볶음탕을 하겠습니다. 닭볶음탕 아, 감자를 저는 감자 닭볶음탕에 있는 닭보다 감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3개 원래 한 2개 정도 넣으면 딱 되더라고요. 근데 3개 감자가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제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살림을 안 하는 사이에 감자가 이렇게 됐나 보합니다. 유튜브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닭볶음탕을 제가 하는데 정말 쉽게 닭볶음탕주차도 굉장히 쉽게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한 가지만 넣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뭘 어쩌고 뭐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닭을 꺼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닭을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밥을 이제 쉽게 해요. 그냥 이대로 이제 이렇게 씻어가지고 어, 절질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여기 초밥 하고 또고 저는 우리 아무도 안 먹는 맥주를 하겠습니다. 맥주로 여기다가 붓습니다. 맥 아주 간단합니다 아, 맥주를 일부러 제가 한 모금 먹으려고 많이 큰거 샀습니다 자, 자 이제 여기 맥주 이렇게 담갔죠 맥주 담가서 맥주를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버리고 아까 하다 말았던 감자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셨죠? 깔끔하게 이런 감자분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어떻게 김선이가 요리를 하나 하시죠 제가 장아찌 시리즈 요한거 아시죠? 제가 다른 거는 못하는데 장아찌 시리즈 어, 닭볶음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요거만 잘합니다 다른 거는 못합니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나물무치기예요 그, 그게 과제입니다 제. 저 나이도 먹었으니 이제 뭐 과제고 맛없었죠 왜 지금 이렇게 다듬어 놓을 수도 있었으나 더 리얼하게 제가 요리를 이렇게 올렸더니 김선이 안 한 거 아니야 뭐 이딴 식의 그래서 제가 감자가 왜 이럴까요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아, 또저 감자 조금 먹으라네 저거는 이제 고기가 약참 끓어서 이렇게 상태를 보면 좀 많이 맥주가 줄었을 때 그때 꺼내서 이제 버리고 어, 헹구지 않고 맥주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 닭볶음탕을 할 겁니다. 아주 쉽죠? 저는 무조건 쉽게 해야 됩니다. 음식도 쉽게 됐습니다. 거를 보시겠습니다. 자, 양파는 한 개, 한 개를 큼직큼직하게 썹니다. 큼직큼직하게 썰고 어차피 다 부셔지고 그러니까 음, 감자 감자도 큼직큼직하게 겁니다. 저는 같이 그냥 투하합니다. 뭐 순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어, 아이들 두 키우고 어, 바쁘게 막 뛰어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음식 굉장히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항상 연구해서 그것만 했습니다. 제 음식에는 늘 청양고추와 풋고추는 기본입니다. 지금은 당근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만 넣겠습니다. 저도 또 입에 들어오면 별로 좋으니까 작게 작게 썰겠습니다. 그래도 또 색깔이 필요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필요 없으면 안에 쓸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큼직하게 썹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썰어서 놓고,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반드시 합니다, 저는. 모든 음식에. 어? 속 알머리 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매우니까 제가 또 매운 거를 못 먹습니다 청양고추는 너무 좋아서 벌써 이렇게 또 <clears throat> 독합니다 좀 더 끓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침 때 못했던 청양고추 아무리 지가 독해도 어떡하겠습니까 인간 은 완전 잘라버립니다 청양고추 크게 먹었다가는 된통 당하고 넓었습니다 매워서 반드시 쩡쩡 쓰르셔서 저는 이게 단입니다. 여자가 더 자, 이거 70원 요거에서 요거만 하면 됩니다. 요것만 투하할 겁니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푹 익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리겠죠?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맥주에 완전히 맥주에 목욕을 하고 있는 어, 아, 꼬꼬닭입니다. 네. 맛있겠죠? 그쵸? 제가 옆집 살면 한 그릇 듬뿍 떠서 제가 또 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럴 텐데 아, 옆집에 안 따는 관계로 못 드리네요. 구경만 아주 이런 거 완벽하게 익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아, 살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 어, 이거 맥주 뭐 하냐고요, 이거? 버리지요. 버리지요. 당연히. 아, 완벽하게 익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음, 더, 더 줄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끓, 끓죠? 이럴 때 이거를 따라버리는 겁니다. 잠시 꺼주세요. 자, 깨끗이 씻었습니다. 거기에 이거 모든 거추하추하합니다 그리고 물을, 음, 약간 자박자가 참기름 하시죠자박자가 이것도 조금 더. 물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야채에서 물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주추장 순창이면 순창 애탄들이면요 그러니까 국자에 한 약간 닦아꺼서 두 숟갈입니다 이게 제가 원래 통째로 하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까봐 깜짝 놀라실까봐 얘가 이렇게 그릇에 따로 이렇게 묻히고 이랬습니다 그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보시면 어, 저 여자 살림 안한 여자분은 알 수 있으시죠? 살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한 오이지 무침이라든가 뭐 닭도리탕 아니 닭볶음탕 이러면 사주고 없습니다. 엄마 볶김치찌개 먹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미친듯이 끓고 음, 끓고 한참 동안 끓었을 때 국물이 조금 더 졸았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뒤적거려서 그때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죠? 자저 손 깨끗하니까 이렇게 하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잘 끓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그쵸? 잘 끓고 있으니까

1 정도, 그 그러니까 3분의 2만 남았을 때. 지금은 이렇게 다 이렇게 잠겼잖아요. 이게 약간 덜 잠, 반 정도 잠겼을 때.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푹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국물이 이렇게 많이 쫄았죠, 아까보다. 아까보다 훨씬 많이 쫄았습니다. 이제 이거 완성품이에요. 식자이, 어머, 아, 간이 맞으나? 어머, 저기 간이 맞을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그 이미 그 고추장은 웬만큼 가미가 된 겁니다. 나트륨이. 물론 집고추장은 절대 안 됩니다. 전 절대 안 되고 요것만 넣었을 때 맛 끝내줍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자 완성입니다. 김산희 강사표 닭볶음탕 박수